야하지도 않아 절대 예쁘고 좀더 예쁘고 어? 어? 복고대 하지메 때 처음으로 어, 처음 산 거다 지금 나 처음으로 산 핑크 문화 충격 자 오랜만에 비그리동 비그리동 시잖아 아까 좀 보고 있어 어 한번 좀 보고 올게 야 이건 참 신기한 거 많아 야 야, 뭐. 뭘 사야 될까나 오늘 사야 될 거 보자 어? 아, 이게 이게 왜 이게 흡! 아이 아 이게 뭘 사야 되나 이거 아, 이 소리. 같이 같이 입어 이거? 같이 입어 말아 이거 유카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이거. 유카, 유카. What? Ooh. 아이구야 아이구야 이렇게 크다고? 아, 아, 이게 들어간다고 이게? 아, 이거 하나 3분 까보면 일단 자 이거 이건 어때? <laughs> 가자. <laughs> 어떻게 나이는거예 <laughs> 커플로 돼. 빵. 야 이건 뭐. 꽤꽤 오래길이야. 아이 어이 아 이건 빵 일단 버려 버려 됐어? 응. 어. 갈까? 응. 어. 자 갈까? 응. 가자 이제. 살거다 샀어? 어우 참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할게. 응. 아니 <laughs> 오늘 되게 사탕 같다. 빵. <laughs> 이네. 이거 어느 브랜드야? <laughs> 아너 발렌타인데이잖아.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어. 발렌타인 선물. 근데 이번에는 좀 유카의 취향에 맞게 가져왔는데 눈 한번 감아볼래? 하나, 아, 둘, 셋. 짠! 짠! 빵! 짠! 빵! 짠! 너 가와이로 그런, 그런 쪽 아니야. 이번에는 오히려. 안 아, 그래? 거의. 네. 이번에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자, 잠잘 때 이렇게 입고 자라고. 어때? 선물이. 빵! 일단 이걸 고른 이유는 모델이 예뻐가지고 <laughs> 유카 느낌 나더라고 되게 옛날처럼 그런 거안해 이제 야하지도 않아 절대 리본도 예쁘가지고 리본도 예쁘가지고 리본도 예쁘가지고 어? 어? <laughs> 이 위에 이렇게 나오지? 예. 어때? 귀엽지? 反応しにくいの選んだね 음. <laughs> 자 이번에는 귀엽게 한번 골라봤어요 약간 음. 음. 음 어, 요즘 돈키호테 갔을 때 음. 별, 별거 없더라고 요즘 옛날처럼 막 강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이고야 이렇게 크다고? 그냥 아 이럴 바에는 그냥 이렇게 귀여운 거 하나 선물하는 게 낫지 않나 거기까지 되시다 이거 훨씬 나다아そうな발렌타인데이から こでねデートもしてそうだねね最近頑張ってたからねこういうヨガもやってねハブちゃんもしよかったら자 <laughs> 오늘은이렇게간단하게발렌타인선물을해봤습니다네뭐우리에게이런거는큰의미는없지만숫자가기대요저쉬울까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次の動画で会いましょうバイバイ <laughs> <laughs> カップルで